7일간 유산소 다이어트로 4kg를 감량한 나는 30일을 추가로 더 도전해봤다. 그 결과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었으며 마라톤 대회에서 20대 전체 중 3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 오늘은 30일간 꾸준히 운동할 수 있던 팁 7가지와 많이 받은 질문 Q&A를 해보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30일 동안 1시간씩 꾸준히 유산소 타기를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마라톤 대회에서는 20대 부문에서 3등을 나이에서 3등일까요? 와 그거 보고 제가 진짜 이 유산소 다이어트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나의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거를 확연히 느꼈습니다. 짠! 저 프로필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영업을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가 매일 인스타그램에 인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꾸준히 유산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리고 또 넘치는 식욕 때문에 항상 다이어트를 작심삼일로 실패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트는 제가 유일하게 성공했던 다이어트 중에 하나고 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제가 30일 넘게 꾸준히 직접 해보면서 느꼈던 노하우? 팁들을 알려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열심히 준비를 해봤거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팁 7가지와 Q&A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했나요? 이 부분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고! 저는 먼저 스피드를 5로 0.5km를 약간 작은 걸음으로 걸어줍니다. 0.5km를 걷고 나면 6으로 좀 더 빠른 걸음으로 같이 엄청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또 1km를 채우면 이제 팔로 약간 뛰어줄 겁니다 아, 너무 힘든데 이렇게 팔로 1km 뛰면 대략 이 타임이랑 시간이 맞아요 그럼 딱 2km에 20분이잖아요 이거를 3세트를 반복을 해주면 1시간이 완성됩니다 파이팅! 이렇게 1시간을 탔고요 하면은 283칼로리 한 300칼로리 정도 탈 수 있고 6km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땀 엄청 나거든요 이거 하면 보이시죠? 땀이 엄청 많이 나요 이거 뛰고 나면 네, 저는 이렇게 한시간을 출장 갔을 때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했고요. 그럼 오늘의 핵심 영상 한 달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팁 7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복 갈아입기 운동복을 안 갈아입으면 정말 민기적 민기적 되다가 안 가거든요 저는 침대 바로 옆에 운동복을 놓고요 아침 스트레칭이 끝나자마자 잠옷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몸무게를 잽니다 약간 이건 효과가 아 운동복까지 입었는데 아 가야겠다 라는 심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쉬운 방법이니까 한번 꼭 습관 들여서 해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본인에게 맞는 운동법 그리고 식단으로 바꾸기 사람마다 생활 환경이나 체질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나 DM을 정말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저도 열하기들 그레스 다이어트를 저만의 방법으로 일주일 동안 꾸준히 했잖아요 한두 번 해보니까 2시간 공복 유산소는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시간 공복 유산소 식단 반 일반식 반을 먹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체질에 맞춰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화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예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한시간안 하셔도 돼요. 식단 안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근데 체중 감량의 효과는 줄겠죠. 그렇지만 다이어트는 오래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다 보면 요요가 올 수 있으니까 본인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만 천천히 너무 조급하지 않게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헬스장도 다 문을 닫아서 유산소 하는 방법도 막막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방법 추천은 제가 이따가 Q&A 영상에 찍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세 번째! 건강한 치트키 사용하기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 운동 전 챙겨 먹는 것이라고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의가 정말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가지고 와봤는데 저는 운동 전에 이 두 가지만 챙겨 먹어요 이 스탠마맥스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 카드 클릭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요 유산소 부스터라고 불리는 리커버리 뉴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요즘 면역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면역력 때문에라도 요거는 정말 강추를 하고 싶으니까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먹은 지 한 3,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면역이 떨어져서 만성피로가 온 분들 대부분의 원인이 체내 산소가 부족해서라고 해요. 저도 이 만성피로 때문에 체내 산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던 제품입니다. 이게 효과로는 제가 운동하기 전에 이걸 챙겨 먹으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경우엔 운동 효과가 거의 두세 배 정도 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이거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땀 때문이었어요. 제가 진짜로 땀을 잘 안 흘리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먹고선 가면 한 개 남았네요. 이거를 한포 먹고 가면 그날은 정말 땀을 엄청 흠뻑 흘려요. 이렇게 한 포씩 먹는 제품인데 이 안에 홍삼이랑 밀크 시슬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 때문에 숙취에도 좋고 따로 영양제를 제가 챙겨 먹지 않아도 돼서 이 영양제 값도 굳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한 달 동안 이 공복유산소 다이어트를 하면서 술자리 약속이 정말 많았어요. 약을 먹은 다음날은 너무 힘들어서 그날 운동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리커버리류 덕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거는 함부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건강 기능식품이고 제가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 중에서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 의지만으로는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이런 건강한 치트키를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 하루 전날 밤 또는 그날 아침에 하루 계획 세우기 저는 보통 메모장에 그날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렇게 체크박스에 하루 전날 밤 그리고 매일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습니다 꼭 하나씩 해나갈 때마다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요 가끔 멍 때리다가 아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때 메모장을 켜면 이게 하루 할 일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신기하게 또 이거를 끝내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적당히 적어놓고 다 완료를 하시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기록하고 널리 보여주기. 저는 현재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저의 매일 운동을 인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한 논문에서도 봤는데 어떠한 목표가 생겼을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알렸을 때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효과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해보면서 느끼게 된 건데 제가 꾸준히 할 때마다 지인분들이 한마디씩 해줘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좀 더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개인 SNS 이런 거 조금 창피하고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 지난 영상 댓글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적어서 내가 매일매일 오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해주시면 제가 그런 건 좀 잘하거든요. 같이 싸싸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안 오시면 제가 오라고 이렇게 소환도 해드릴게요. 할 수 있는 한에서 여섯 번째 신나는 노래와 함께하기 유산소 운동을 줄곧 1시간을 내리 하는 게 너무 지루해서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실제로 마라톤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팁입니다. 이 비트감이 있고 신나는 노래 덕분에 지치지 않고 좀 꾸준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유튜브 뮤직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운동할 때 듣는 노래라고 검색을 해보면 은 비트가 빵빵한 음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아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서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핑계대지 말기 그리고 보상심리 갖지 말기 아 저는 회사를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서 한 시간은 못해요. 나 어제 식단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운동 안 나가도 괜찮겠지? 하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그러면서 다들 이태원 클라스는 보지 않으시나요? 회사를 다니니까 운동을 못한다? 이거는 약간 핑계일 수 있어요. 저도 회사를 다녔던 입장이니까 회사를 갔다 오면 정말 몸이 피곤해요. 그거는 정말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 몸이 너무 그런 컨디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럴 때는 한시간 빨리 일어나는 방법을 선택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회사 갔다 와서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보는 거를 한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일주일 정도 하고 또 이게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하면 몸의 패턴이 분명히 바뀌고 그거에 또 적응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제가 직접 느꼈던 팁 중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팁을 정리를 해봤고요. 추가 Q&A로는 영상을 보고 가장 질문이 많았던 거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이 현재 문을 닫았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을 해줄 수가 있나요? 요즘 정부 지침으로 모든 헬스장이 문을 닫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소를 하려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 정말 정말 응원합니다. 네, 운동할 의욕은 가득 차 있는데 추가적인 비용 지출은 약간 부담이 된다 하는 분들께는 집아파트에 계단 오르내리기 또는 유튜브에 집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운동법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개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 이와 반대로 아 나는 뭔가가 있어야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는 요즘에는 실내 사이클 기계나 런닝머신 같은 게 10만원 안팎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헬스장 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런닝머신 타는 게 재밌기도 하고 이게 또 칼로리도 나오고 내가 몇 킬로미터 뛰었는지 다 오다 보니까 런닝머신이 저한테는 좀 맞는 운동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식욕 참는 법 사실 근데 이 방법은 저도 <laughs>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운동은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안 빠지는 이유가 식단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약간 식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일주일 다이어트 때는 식욕을 잘 참았잖아요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양치질 자주 하기 두 번째로는 간식을 너무 먹고 싶다면 다이어트 간식으로 먹는 방법 세 번째로는 유튜브로 다이어트 영상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간식은 정말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있는 거 거의 종류별로 다 구매를 해서 먹어봤거든요 이 영상도 제가 예전에 찍어봤었는데 그것도 한번 기회되면 올려볼게요 첫째, 공복 상태면 물도 먹으면 안 되나요? 제가 생 공복은 너무 어지러운데 바나나 한 개는 안 될까요? 저도 전문 헬스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이나 아메리카노, 차 종류는 공복으로 칠 수 있다고 해요. 생 공복은 너무 어지럽다 하는 분들은 제가 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는 본인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선에서 본인화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가 어지럽고 힘든데 굳이 그걸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자체도 사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방법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만 했으면 좋겠고 정말 바나나 한 개 먹는 것 당연히 괜찮죠. 저도 너무 배고플 때는 사과 하나 먹고 가거든요. 사과 한 개 먹으면 배가 좀 어느 정도 차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 갔다 와서 단백질 보충을 든든하게 해주시는 거를 꼭꼭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 가장 질문이 많았던 Q&A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못 담은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팁 영상 들고 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도전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 다이어트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 주시면 제가 그걸 직접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꿀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건강하게 여행하자라는 목표를 꾸준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